네,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프릭스 팀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스피리 이다윤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진짜 오랜만에 아프리카 프릭스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뭐 제 스스로는 오랜만이고 아프리카 프릭스 팀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얼떨떨하고 우승을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너무 어안 벙벙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한 번 두 번 쌓아서 우승이 익숙해지는 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<laughs> 어 썸머 때는 뭐 팀 내 방침이 그런 거기기 때문에 그냥 군말 없이 따랐고요 저는 팀에 소속된 선수기 때문에 팀이 그렇게 판단을 하였으면은 저도 믿고 따르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처럼 새로운 시즌에 더 각성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더 도끼를 품을 수 있는 더 칼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막 기량이 엄청 올랐다 이런 거보다 팀적으로 서로 소통이 너무 잘 됐다. 그래서 제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걱정 같은 것도 없었고요. 그리고 챔피언 같은 경우는 메타가 제가 즐겨 쓰는 챔피언들이 좀 되게 메타 챔피언이 되면서 상대하는 팀들이 많이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. 네. 3대 0은 예상하지 못했고 3대 2 이렇게 막 적전,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, 팀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어, 저는 오늘 진짜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못했었는데 팀원들한테 버스를 <laughs> 좀 탔습니다. 네. 어, 기인은 잘 때도 이제 기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요. 네. 기인이 얼굴을 딱 보고 잠에 들면은 다음날 하루가 괜찮아요.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영향을 좋은 기운을 저희 팀한테 주는 선수고 그만큼 또 저희가 이렇게 믿어주는 만큼 자신이 노력해서 보답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신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세명 다 그냥 늙은이들이 왔어요. 늙은이들 와가지고 되게 팀 분위기 자체가 좀 골골대요. <laughs> 뭐 아픈 사람도 많고 뭐 매번 힘없고 뭐 그러긴 하지만 다들 나이에 비해서 진짜 너무 하려고 하자, 하, 하는 의지가 자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저도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네. 아 역시 비주얼적으로도 선수들이 새로운 선수들이 진짜 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별명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는 거기 포함은 안 되지만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별명도 어 저희 팀의 전력은 여전히 9위라고 쭉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캐스파컵 우승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저평가를 당하는 게 익숙하고 또 저평가를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선 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해 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캐스파컵에서 확실히 새벽 새벽 12시? 아 12시에 시작했잖아요, 경기를. 와, 그때 이후로 저희 팀이 단체로 몸이 망가져 가지고 뭐 목소리도 다들 안 나오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게 가장 큰 추억인 것 같네요.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다들 어떻게든 다음 경기 이기려고 연습하려고 병원 가고 링겔 맞고 억지로 약 먹으면서도 억지로 게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저는 팀원들의 의지를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어, 진화됐다기보다 진짜로 처음에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서로 간에 믿으면서 서로 간의 콜을 통해서 플레이를 견고하게 다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. 어, 제가 꿈꾸는 제 그냥 올해 제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는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어요. 저는 정노철 <laughs> 코치님 내 팀한테 한 판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. 그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. 나머지 이제 팀적인 목표는 물론 우승하고 좋은 성적 내는 게 목표고요. 네. 어 저희 팀이 저희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.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만한 경기력으로 보답할 테니까 꼭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